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탄산의 최강이라 불리는 마운틴듀와 스프라이트를 마셔볼 건데요 그러면 이 탄산의 최강이라 불리는 마운틴듀와 스프라이트를 몇 초 안에 마실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설명 없이 바로 원샷 해보겠습니다 Thank you. 와 정말 탄산의 최강이라 그런지 정말 먹기 힘들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탄산은 정말 최고입니다 예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